보이도 없어. 여기가 진짜 애칭이야. 귀엽게 만든 거 봐. 어, 되게 귀엽다. 아, 캐릭터 귀엽게 만든 거 봐. 오. 제 반탄 치잖아 지금. 아 여기까지야? 아 왜? 네. 여기다 몸 때리고 있는 거 보게. <laughs>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자 이메일 어떻게 보내? 너가 해도나 보내줘 어떻게 한 건데 우와 하고 있다 기자 아, 기자 아, 이렇게 한 거야? 아,